이렇게 그 어둡지? 선글라스 껴서 그런가? 그 남자의 일본 가 찍지 마시라고요? 찍어달라며요 예? 아 찍어달라며요 아, 아 찍어달라면서 갑자기 예아 아, 아 눈이 너무 부시다데 <laughs>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바쁘네 진짜 월드스타에 산건 너무 바쁜 것 같아 <laughs> 단단히 예 단단히 정신이 나갔네요 <laughs> 잘생겼다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잘생겼다 깎고요 청문을 그 머리로 가리니까 잘 나오네 아, 네, 이건 일본에서 만나요 나요 재팬 노미나상 아 오케이